Hi guys, so today uh, me, Gemma, Yuriel, and Claire is supposed are supposed to go to Quincy Market today at 11. We were supposed to meet at 11 in front of my dorm but then I woke up at 11 because Gemma called me. So I told her to um, leave without me first and then I'll meet them there. So I started to take a shower and put a makeup on and all that. And Gemma calls me 30 minutes later and be like, where are you? So I'm like, I'm at home, like getting ready. And guess what? She misunderstood what I said and she's been waiting for <laughs> me downstairs. So I'm gonna get ready real quick and go downstairs and meet them. So yeah. Many people use C Shiseido. I don't even know how to pronounce it, but I use Revlon's because it's better. 사랑해요 <laughs> 고마운데 사랑 너가 언제 너가 언제 가라 그랬어 나 가라 그랬어 네가 그래서 알았다 그랬잖아 내가 언제 알았다 그랬어 내가 분명히 5분 준다 기다릴게 나와 이랬 그, 되게 5분 그래서 아 그냥 가 있어 내가 갈, 가, 갈게 이랬잖아 그러다 아, 알았어 이래가지고 어 굉장히 쿨하게 와, 진짜 컬럼버스 데이에 마라톤까지 하니까 차가 너무 밀렸어 will show it to the audience.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나도 너가 늦게 나와서 지금 뭐라 시간 잘안 들려 나도 버블티 누가 버블티를 마신 나도 버블티래 뒤에 뒤에서 버블티 얘기해 우리 도박 가게 있어 아닌데 아또 조금 나도 가 <laughs> 너가 해봐 뭐 빨리 해봐 <laughs> 뭐라고? 정말 뭐라고? 아니 멘트를 줘야 하지 라스트가 콸콸콸 이러지 말잖아 엽섭 콸콸콸 막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우리 어디라고 모두 모였는데 퀸시 <laughs> 마켓 아 뭐야 팝댄스 <laughs> 저 뭔가 메인 슈림 브로우 콤보 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괜찮나요? 맛있어? 이 어, 맛있어. 맛있어? 오! 오! 가서 어, 어? 비스켓이랑 같이. 이따 닦기마스. 어 맛있는데? 음. 음 맛있다 롤은 어때? 맛있어? 맛있어 어. Hi Claire 이러지 너무 이상하게 나오는데 나 먹어봐 이거 어! 어! 미쳤다 와 이것도 맛있어 뭐야 그거 애들 아제 거는 다 과일 먹고 그러자. 아, 진짜 맛있어. 와, 줄, 줄을 쓴 보람이 있다는데. 와, 개맛있는데? 랍스타가, 랍스타 살이 어! 잠시만. 나의 고발을 찾아. 맛있어? 어디서 하 가지고 들을 수죠좀 아, 아 얘네 얼굴이 밖에 나오네. 오. 엽서 할까 엽서? 치우. 약하네요. <laughs> 이번 그냥 서로 보고 웃는 거. <laughs> 아니 너무 어색하다고. 좀 t h r 야, 쪽팔려 너네 진짜. 어우 쪽팔려, 어우 쪽팔려. 잠시만요. 이거 누구죠? 이건 누구죠? <laughs> 미스터 선샤인 <laughs> 언니 우린 김태리가 될 수 없어 안녕하세요 안태리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장태리예요 <laughs> 걔 누구 없느냐 사랑, 사랑하고 있어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나랑 러브하겠어? <laughs> 러브하겠어. 오. <laughs> We took some good picture finally all together. 맞아, 우리 진짜 finally. 어, finally all together 그 picture. 김치 김치 <laughs> 그 처음이잖아. 어, 그거 근데 그것도 막 그걸로 했잖아. 그래. 이어폰 연결해 가지고 찍었잖아. 처음에 용 먹으면서 찍었다고. 맞아. 시연아 제대로 망가지라고 장난해 시연아? 시연아 시연아 <laughs> 다시 말해봐 형의 치였나 시연아 무슨 향 시연아? 시연, 시연아 무슨 향 Ladies, fellas, Cartwheel. He's going for it. Give it up in the All right, it's on you, kid. One cartwheel. What do you got? Ladies and gentlemen, drugs, alcohol, and kids stay in school. And one day, kids, when you grow up, you could be just like us. Black. You want to be black, kid? <laughs> $20 for the ladies and $20 for the gentlemen. Now, kids, Urban Outfitter. 이 감성 존 감성. 감성 감성 감성 감성. 자이언티 같아 아버지는 아, 행복하자 사랑하고 있어 사랑하고 있었어 <laughs> 저팔이 아니야 그거? 스웨이 스 이병 같은 러브 하겠어 어, 안 들어간다 포인트 마법사인데 광대 같아 광대 생일 파티에 와가지고 아. 아나 앞이야 홍서버 홍서버 노래 불러 불놀이야 불놀이야 내 네, 사랑 어? 기다려봐 할로윈 할로 윈 <laughs> 치명적인 척 하지마 아 피와 아내 아, 자켓 아. one c 잘가 언니 나랑 같이 가자 언니가 5분 걸린다며 어? 언니가 캠퍼스에서 집까지 5분 걸린다며 버클리 지나가 아 정말? 내렸다가 So Claire wanted me to make her dinner, Korean dinner. So she's at my house. And I'm gonna cook. <laughs> 나도 해줄게. So thank you guys for watching another vlog. So um, and don't forget to subscribe to my channel and um, push the the notification button and I'll be back with another vlog. Bye! Ready.